People don't make fun of me. To your face. What? Chris. 자 갑시다. 레전드 사람들이 많습니다. In front of all of her friends and the guy she liked. I can't imagine doing anything worse to somebody. 예, 언딜던 맞아요. 아, 야, 잠만,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갑자기, 어? 등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아래로 가지? 아씨. Oh no. What is it? Sam's bracelet. And she never takes this thing off. 머리류 크림 큰 크림이 왔습니다. fake newspapers. <laughs> That's 뭐지? 방송 주석 퀄리티 키, 커피 주식회사 TU T6N 8 8J5 에버타 에드먼트 2100 클라이트 클라이크 에비뉴 SW네요. 자 갑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어, 우리 뉴크리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오셔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자기야 가자 차라리 야 얘네들이 사겨라 친구하지 말고 무섭네 아 보내기 지린다잉 어 뭐지? You know what? No. Ash. No, I've had enough. I'm not going down any further into this nightmare, Chris. Ashley, I understand, okay? I'm really freaked out too, but if Sam's down there all alone with a maniac <laughs> and we leave, we're basically killing her ourselves. 일단은 자 쌤을 찾자 연기 얘기 합시다 God damn it. Ashley, come on. Why are you always 아 right? 형님 안, 안 그래도 이게 화질이 사, 자체가 이게 4000K예요 형님 지금 4,000개라서 시청자가 주시면 그 스티커 한 개한 한 개씩 모아가지고 300개를 만든 다음에 제가 이제 스티커 300개를 해가지고 4,000개 프리미엄 화질로 고쳐서 이제 여러분들 화질 저, 지금 엄청 최상일 거예요. 제가 아마 게임하고 있는 그대로의 이제 화질이 여러분들 이제 공개될 거고요. CPU 있으신 분들 엄청나죠? 지금 최, 초특급일 거예요, 화질은. 안 그래도 공포게임 첫 번째로 하기 때문에 캠, 캠코더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려고 제가 이제 좀 큰맘 먹고 했습니다. than you. Chris, I'm getting a really weird feeling from all this. What do you mean? Well, I just, I can't shake the feeling that those fake newspapers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guy who killed Josh. Wait, wait like, like what? Like it's a setup or something? Yeah, but I mean, how? It's just, it almost makes sense, but it just feels like we're missing something. 뭐? 일단 샘이 원래 죽은 사람이었는데, 아, 아 실종된 사람이었지. 실, 종된 사람인데, 자꾸 지금 샘의 흔적이 나오거든요. 사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사수도 내 얼굴 처음 보이구나 반갑다 어 내가 눈꽃이야 갑시다 마스크는 감기 걸려서 뻥이고 뭐, 뭐지 저거? 제보될 것 같아 <gasps> 배터리와 타이머를 발견했죠? 뭐지 이거? 폭발물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조선 아 살려주세요 진짜 애, 애, 애기 소리가 왜 나와 지금 오매 죽겠네요 <laughs> 살려주나 진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애기 소리가 왜 나와 뭐야 뭐야 뭐야 DJ 마크고님 반갑습니다. 아, 애기 소리 왜 나? 오. 나비 효과 왜 나와,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에? 에이, 무슨 뒤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제 머리카락 아닙니까? 친구들 사진을 발견했죠 무아모님 왔습니다 내 머리카락이잖아 이게 왔다갔다 하는 거나 순간 놀랬잖아 아 마크님 팬, 팬,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2 0분4 2 0분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좀 볼게요 이거 뭐지? 또 네, 일로 이 상태 보지 말고 천천히 하자 oh, 스토리는 긴 것 같아요 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 스토리 이거 지금 몇, 몇 퍼센트인 거예요? 하신 분들? 몇 퍼센트만 알려줘봐 Come on. Chris. Wait, to what? I think I just saw Sam over there. Uh, Ash, are you sure? 오 뭐야 뭐야 뭐야. We should check it out. Yeah. Well, I'm pretty sure whoever's bleeding came through here. Okay, so we really gotta get moving like now. 일단은 크리스 따라가기. 일단 남자를 따라가야 되겠다. 뭔가 삘이 안 자, 삘이 안. 저기 가면은 무슨 뭔가 터, 터질 것 같아. 오 마이 쉣더 퍼킹. 야, 어떻게 여기서 좀비가 나와?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야, 정비는왜 나와, 여기서. 아니, 박사한테 내가 선택한 그 책에서 선택한 것마다 다 나온 것 같아, 지금. 다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야, 좀비 왜 나와? 정비는 나오면 안 되지. 아. 어, 마이. 단원주님 반갑습니다. 아 움직이지 않네 움직이지 않네요 일단 움직이지 움직이진 않았어 다행이야 뭐지 일단 절로 갑시다 갑자기인데 눈에 방군이 맞습니다 풀갱이 어서하세요 이아이요 마스크는 사생을보입니다 소동광님 맞습니다. 그리고 감기 예방이 딱 좋죠, 마스크는. 그쵸? 인정하십니까? 이런데 감기, 감기 예방인 마스크가 최고예요. 그래도 이제 코하고 마, 코하고 입을 다 덮는 마스크 추천합니다. Oh, oh, 뭐냐? 아이, 잠만 돌리면 안 될 것 같아. 돌림 분명히 면상이 좀 짜갈랐거나 그런 게 나을 것 같아. 송민아 어서와요. 미나 내가 내가 눈꽃이야. 반가워요. 피파 쪼마지님 반갑습니다. 하...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돌림 분명히 얼굴 빠졌을 것 같은데 분명히 얼굴 상했을 것 같은데 오 오. Holy shit, holy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She's not dead. 오. What do you know? She's still 오. What the hell is wrong? She's been knocked out. 그래 기절한 거예요. Oh, 다행이에요, 다행. 정말. 아 마이 갓, 잘 가요. 이 새끼가 문제네. 얘가 얘가 식인종이야. 어, 얘가 식인종이야. 얘가 모든 친구들 다 괴롭히는 새끼들, 그치? 전마 때문에 지금 친구들 자, 자, 지금 멸망했어요. 물론 내 컨트롤 문제도 있었지만, 뭐. 그치? 어쩔 수가 없어, 저건. Shit. Oh crap. Ash. Ash. 아 뭐냐 이게. Ah. 어 이거 완전 소운데요 이거 완전히 진짜로? What is this? 쏘급이야, 쏘급. 그냥. No, This <laughs> Chris. is the guy who killed Josh. No, God. 어. Murdered piece of shit. Ah, look monster! around. We're gonna die, Chris. I don't think I'm ready to die. No one is going to die. I wish I could tell you. 가스 부비로 전부 그냥 그냥 가스 마시게 한 다음에 기절시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눈뜨기 하면 이제 소울 현장이 나, 타난 거죠. 영화처럼. 소울랑 게임도 있는데 이거랑 이제 그래픽 차이는 훨씬 멀쩡히 나죠. 격차가 너무 심하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게임은 여기. 어 그냥 그냥 소울파 게임은 여기. 그냥 하자죠 하죠. was the only thing I ever wanted to do with my time. <laughs> What are you saying, Chris? 게임을 시작하지. 주 중에 한 명에서 이제 뭐를 집어야지 어, 한 명을 삼고 한명을 살아남고 한명을 죽는다. 와! 아, 아! 야 진짜 소우잖아 이거는 잠만 이거 소우잖아 We must make another. Chris, you can take that gun in front of you and shoot Ashley, or you can shoot yourself. Whoever is left can live. The choice is yours. <laughs> Don't be so silly, Chris. Oh.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 저는 남자기 때문에 만약에 저, 저 앞에 있는 분이 제 여자, 여, 여자친구였다면 저는 제가 죽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have gone too far now. Don't you see? Huh? Don't you see that this torture porn has gone too far? Huh? Now what gives you the right 뭐야, to God in these people's lives? What makes you so special then? 쟤네들 뭐하는 새끼야 쟤는? 나는 다른 거 다 빼고 지금 박사가 제일 궁금해요. 뭐 하는 놈인지. 저놈, 저놈은 왜안 죽어요? 왜 얘가 안 죽이는 거지? 뭐가 죽여야 돼서? You're a sick fuck! Now what the hell have you done for them? Huh? 김윤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What the hell have you done to them? Psychopath. Psychopath. 자 지금 보신 분들 모르시는 분 내용 모르시는 분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지금 봐주세요 지난 이야기 다 나옵니다 이제 한 사이코패스가 등장합니다. 집안에 침투하죠. 오두막집. 어, 갑자기야 예, 일단 이렇게. <laughs> 자, 그리고 잡아옵니다, 이렇게. 자. Oh, s 자, 둘 중에 하나 저는 제가 죽는 걸 선택했습니다. 나이 남자는 제 발컨 때문에 죽은 거고요. 제가 컨트롤 그지게 떠서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점 좀 생각 보이는 멤버가 좀 비, 빌사건이고요 어 이 사람도 제가 발, 발코니 컨트롤이 <laughs> 쓰레기라서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제가 컨트롤이 쓰레기였기에 어, 죽었고요 자 이 게임이 참 컨트롤과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져요 게임 방향이 달라지는 신속하게 결정하시고 진행해야 돼요 결정을 결정을 잘 못하시면은 게임은 이상한결흘입니다 일단 seven 일, 일곱 번째 챕터는 폭력이네요. Sam. Sam. Wake up. Mike, is that you? Shh. What? Get over. 자, 둘러봅시다. 여자 여자 여자 네. 어저 남자한테 있는 데한테 가는 것 같은데 풀어달라 하나? 아 그러네 그러네 뭐지?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시각시각시각시각뭐 다른 소리 좋다 음순이 맞습니다 Oh my, t h God you found me. You okay? 자, 내 손가락이. Oh my gosh, your fingers, Mike. Yeah. yeah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지. Jesus, what happened? There's some fucking maniac up here on the mountain. He's he's trying to kill us all. Listen, this guy who you're talking about. 와, 재밌게 재밌다 이게. 재미 재밌으면서도 공포감이 있으면서도 몰입감이 좋아요. 일단 어떤 이 산에 식인종이 있는데 식인종이 놀러온 친구들이 예, 게 친구들이 캠프에 놀랐는데 한 명씩 전부 다 죽이, 죽이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거를 피해서 피하는 거는 우리 이제 단서를 찾고 단서를 찾거나 아니면 선택에 따라서 게임이 좌우됩니다. 이게 자 무료보험이 맞습니다.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봅시다. 어 게임 내용 좋아요 내용 저 내용은 정말 참신하고 이제 게임 내내 지루한 게 없어요 공부 공부 게임이다 보니까 지루한 게 없어요 어렵지도 않고요 내가 컨트롤 그렇게 만이 필요가 없어 그냥 선택에 따라서 가면 돼 갑시다 수화 바라기님 맞습니다 일단 여긴 갈 필요 없 여기 꼭 여기 철문에 왜 갈아야 했지 갑시다 뭐야 뭐야 안 열려지나 본데 마이크가 엄청 크다고? 아, 이거 원래 커요. 유니폼 마이크라서. 좀, 좀, 그러니까 남들이 쓰, 다른 분들이 쓰기랑 쓰는 거 좀 다른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음질 자체가 정말 좋아서. 네. 완전 방송용이죠? 감사합니다. <laughs> 비싼 값을 합니다, 음질 자체가. 근데 제가 말하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거의 다 마이크는 음질 이 약간 좀 후지면서 그쵸 What are you doing? 킴박이랑 기대구만 마스크요. 마스크는 사세요 존중고 부탁할게. Do you mind, Mike? Oh, uh, right. 일단 오신 분들 출처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뭔 일이지? 뭘 찾은 건가 요왜 그래 갑자기 눈이? I'm into that. 몸살. 강아지는 지금 말고 나중에. Is that crying? 갑시다 갑시다. No! No, no, no! Get away! 야, 안 죽었네. 내가 자살하려 했는데. Chris, Chris, Chris, Chris. What the fuck? You've heard of blanks before. I mean, really? 뭐야? 와, 반전이네, 이거 진짜로? 얘 살았어 얘 죽은 게 아니라 살았네. Oh, 아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이제 올라왔으니까요 어제 영상 1편부터 2편부터 3, 4, 5 이렇게 올라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좀 이따 지난 이야기로 보면 돼 와! 살았어 거기에서 말도 안 돼. 실제로 죽었어. 말 애선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처... 원래는 유 유리 서동왕이 맞습니다. 원래 유리에 찔려서 죽는 게 정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오우 쉣더 펑 와우 와우 와우 빨리 피해 빨리 피해 위하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우 씨 찢어졌다 찢었어 나도 죽으리 맞습니다 와 게임 퀄리티 미쳤다 진짜로 재밌어 정말 재밌다 이거 무슨 신경 채우는 게 아니고 신경 지금 심각합니다 표정이 심각한 게 아니고요. 심각해요. 자, 갑시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혼자 해보시면은 아, 와, 아, 와 눈꽃님이 이래서 움찔 움찔 아, 움찔 움찔 했구나 아실 네, 거예요. 자, 갑시다. 자, 가자. 오마. 야, 근데 방금 위에 만났잖아. 친구들하고 만났잖아. 이제 없, 식임정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그래 가자 그냥 막 갑시다 설마 있겠어 야 거기 한 명 있는데 또 몇 마리 더 있다는 거면은? 말, 말도 안 되지 그치? 이미 그 친구라고 밝혔죠 와 나도 들어오세요 그건이 오른쪽에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쪽으로 뭐지? 수리차 아까 있던 곳은 지하실인지 그 남자애가 갔을 때, 그쵸? 마이클 일단 남문 철문이 잠겨져 있네요 뭘 확인한 거야 자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만 보고 있어 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어 뭐지? 야 이제 대가리가 좋아야 돼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야 머리, 머리가 좋아야지 게임 나는 거야 그치? 음 그치 저 선택은 두 개였는데 당연히 저걸 밀어야지 밑에 는 나무가 빠지면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지 그치?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그치? 두두준이 맞습니다 뭐지? 이유 엘리베이터 같은데요? 당겨 그렇지 일단 당겨보자 당기고 아 안올라가지네 이게 지금 화면에 뭘 보여주는 것 같은데 힌트가 힌트가 이거 저기 위에 발전기를 켜야지 불이 켜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필이야 내 짐작이야 그치? 그치 자 일로 가야겠다 다리가 아까 스, 좀 스쳐가지고 팝페 아. 참참님 왔습니다 참참님 나 출퇴근 기록자체라는 단서를 발견했죠? 근데 이쪽 위로 올라가서 발전기를 켜야 될 것 같아 여기 못 올라가나? 아 이동 경로가 없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사다리 돌아서 비비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수술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기차기하고 현재 공포게임 언티선을 보고 계십니다. 와, 아, 깜짝이야. 너 때문에 더 놀랐다 진짜 아. 아 여성분들은 항상 긴급할 때 사일렌음 사일렌음 사일렌을 어, 소리칩니다 아! 뭐, 다 똑같습니다 자 어, 슬라이더라고참 게임에서 신기한 게 잘 봐요 이렇게 해야지 슬라이드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갑자기야 이게 플스4의 장점이죠? 뭡니까 저거 근데? 와 아, 사람 해골인데? 진짜로 와 지, 지렸다 이거 사람 해골들인데 보니까 뭔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게? 와... 슈터 퍼기 슛이네요 아 이러지마 그래서고 기어서 가면 되아 밑으로 바닥 기어서 가면 되잖아 아니 왜 부, 부숴야 되냐 이게 아 다이어트 좀해자 아니 밑에 기어서 가면 되는데 꼭 부셔야 돼 소리의 자극 때문에 몰려올지도 모른다고 좀비처럼 그치? 저 뭐지? 어, 뭐야 이거 사장이 그냥 부러진 것 같은데 저걸 왜 보여준다는 거지? 게임에서 의도하는 모든 걸 다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게임에서 키게깰수 있는 거고요 그쵸? 어? 여기 바보라는데? 와 어, 개소리가 나요 일단 뛰어넘기 오 어. 그렇지 난 할 수 있어 사다리로 뛰기 아 뛰기 뛰기 뛰기 그렇지 그렇지 쏘 o r 어어자 오르기 오르기 합시다 오르기 오르기 합시다 죄송해요 자 오르, 오르기 오르기 쏘 o r r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르기 오르기 그냥 오르기 할게요 이드백 그냥 우는 게 낫지 않나? 걔네 뛰는 게 낫지 않나? 오, 씨. 야, 뛰기가 더 쉽네. 뛰기가 더 쉬워요. 뛰기로 갑시다. 오예. 오예, 너무 어디 야신이 맞습니다. 그렇지. 아시, 아시님. 뛰기, 뛰기. 뛰기! 그렇지. j o h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번에 낄게요. 미음. 세모! 뛰기! X! 그렇지!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네모였어, 분명히. 분명히 네모였어. 외워, 외워. 그렇지. 아, 오케이. 성공입니다. 한 번 더 있나? 그렇지 아 성공했어 그래도 성공이 어딥니까 갑시다 올라가자 히히 지수스는 겁니다 자 <laughs> 가보자 뭡니까? 와 미쳤네 근데 그래서 얘 몸이 지금 지금 만, 만시창이에요 <laughs> 제 것으로 이상해가지고 지금 몸이 만시창이라서 저 할 말이 없네 자 가자 괜찮아 이제 그 정됐어 정됐어 저 정도 무서움 따위 걱정 없습니다 제가 좀 불사운드예요 지금 귀에 들린게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구이니까요 그치? 절대 무서워지 않습니다 그래 절대 무서워지 않아 나는 나 남자야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절대 무서워지 않을 거예요 가자고 네, 지금 새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별표시, 별표시 있죠, 별표시. 별표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야, 뭐야, 뭐야. Come on, for fuck's sake. 드럼에 전함, 통신마비인가? 전화하면 되지 않냐? 아 유튜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죠 아우 예야 와예야 예야 아 샷업 샷업 다시 가자 가자 현구 1209님 맞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저는 남자입니다 자 야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남자는 깡이야 그치? 아니 잠만 뭐야 뭐 뭐든 거야 그래 죽고 죽고 죽고 그렇지 레전드 아이템 횃불 횃불입니다 뭐든지 비춰주죠 자 지나가는 길목을 무조건 환하게 비춰주는 레전드 아이템이에요 저거 저거 따라할 거 없어 그치 주주진이 반갑습니다 자자고 오쉣 올리자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노렸어 이거를 그리고 내려가야 돼요 결론은 저거 키기 위해서 이만한 고생을 한 겁니다 아 일로 가야 되나? 그렇죠 내구도는 10%죠 <laughs> 그치 회불, 회불처럼 좋은 무기였습니다 레전드 무기예요 자 생존기는 게임에서도 정말 횃불은 많이, 나, 회불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유용성이 다양, 다양한 불이죠 무기로도 사용 가능해요 바퀴벌레 되지요 세스코가 필요 없죠 천천히 세스코가 필요 없어요 웹불 하나면 충분해요 유! 봅시다 어머? 아니 못가 뭐야 그럼 이 길이 왜 있는 거야 아니 못 가면 이 길이 왜 있는 거야 어이가 없네? 뭐냐? 뭐지? 아니 못 가면 이 길이 왜 있는 거야? 야못 가려면 이 길이 왜, 이 길이 왜 있는 건데 <laughs> 이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못 가게 하려면 이 길을 왜 만들었어 어이가 없네요 한마디로 반대적으로 하는 거였네 게임은 어이가 없네 저런 어머 뭐, 뭐? 나중에 다른 분들 이거 하시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세요 저기는 길이 있지만 저거는 운영자의 페이크야 이따 이유 하, 그,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갑시다 제가 다른 부금을 왜, 못, 못 틀어요 왜냐면 이제 저작권 걸리기 때문에 갑시다 저 뭐냐? 좀비야? 큰일났네 이거 진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이 있었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행운이었나? 아 위.. 아 맞아 죽음.. 아 위험이었어 위험 덴저러스 오케이 이겼습니다 에밀리 광산에서 발견됩니다 예언입니다 네, 이 안에 뭐가 있네요? 반짝이는 게 두 개 있었는데 근데 이물을 일단 부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못 부시죠 지금 야 횃불을 계속 켜지나봐 저거 맞는 기능인데? 아니 기름 기름실 했나? 아쉣 살주세요와 언덕 다시 타신 거죠? 근데 미끄러워서 못 올라옵니다 타치고 있는데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 정말 차놓고 참혹한 현실 뭐야 아 결국엔 한마디로 밑에 더 있으라는 거 아니야 어? 자 산악류 수주가 있죠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신으면 되잖아 그래 이거 신고 올라가 아니 이거 신고 올라가면 되잖아 산악용 아닌가 저거? 저 뭐지? 매트 혹시 에밀리 구하기 하셨나요? 혼자 건너, 건너기 하셨나요? 기억이 안나 매트가 누군지 <laughs> 나 아이템 많이 많이 있긴 하네요 근데 저기 또 있는데? 뭐지? 어? 아항? 어떡하는 거지? 뭐야 뭐야 동굴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디센트랑 똑같네요. 영화 중에 디센트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친구들이랑 동굴에 왔다가 동굴에서 보통 괴물이 괴물들이랑 싸우는 영화인데 미성년자는 보지 마세요. 절대로. 음. 꼭 보지 말라면 뚫어서 보는 애들 있죠. 형도 그만 말하지. 내가 나도 그렇게 봤으니까. 디센트라는 영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 shit 아. 베스 십자가. 공주님 어서와요 팬이 어서와요 데스가 여기서 죽었다는 거죠? 아, 학교 선생님 모신다고? wow. 요즘 요즘 교사분들도 이제 클라스가 높아지네요 그쵸? 그는 선생님 포기한 거야 왜냐면은 철없는 새끼들이 맨날 뚫고 보니까 그럴 바에 그냥 내가 보여주자 마인드 가 넓으신 선생님인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닌자세요 그런 어그로 내 마이크를 뜯, 뜯으려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럴 순 없을 거야 그치 나는 그런 어그로 잘안 통해 네가 닌자든 뭐든 난 닌자야 난 지금 닌자 할게 그러면 오케이 시청자가 닌자라면 닌자는 거고 시청자가 어 마스크맨이세요 하면 마스크맨인 거예요 현재는 오케이 넘버디 캠핑게 어디야 그치 갑시다 갑시다 안 통한다 쓰고 할 거다 갑시다 What the fuck say? Who are you? Oh my god! Oh my god! Oh god! Oh god! Bendo! Oh god, Bendo!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의 머리를 자기가 뜯었어. 저거는 친구 받을만 하지. 와 찌르다 진짜로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오픈 더돌 오케이 자 렛츠고 까릿까릿 어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건 뭐죠? 타이머 같은데 뭐 아웃 아웃 36? 야 저거 뭔가 비번 잘해야 될 것 같아 in in in in out 36 의미 들을 게 없는데 일단 일단 그냥 지나가고 아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닌가? 뭐 어쩌란 거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어? 길 있는데 여기? 아닌가? 길 아닌가 이거? 아니네 밍누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누나 어, 반갑습니다 뭔데 여기 아까 대가리 빠졌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이상한 이상한 보다 산슬리 맞 산슬리 맞습니다 여기 주위에 뭔가 있을 거야 그치 여기 주위에 뭔가 있을 거야 여기 주위에 뭔가 있을 거야 있을 거라 믿자고요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이유 단추 아닙니까? 이거 뭐지 이거? 하트인데? 저 그거잖아요 어? 아 왜 내려놔 저거 저거 안에 그거 사진 사진 있는 거 아니야 사진? 목걸이에 막 하트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공포게임이에요 누나 이거 이거 지려요 진짜 큰일납니다 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 최장훈님 맞습니다 19달러 하다가 말았어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제 수배, 수배 중인, 현재 수배 중인, 어, 인물이라서, 절대 이제 방송에서는 얼굴을 내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습니다. 시장군이 FB원이 반습니다 가자고. 아, 이거 봤잖아, 이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112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사랑해 형님. 자,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는, 먹고는 살고 싶습니다 일로 뭐? 또잉님 왔습니다 아 매칭 안됩니까 아직도? 목소리랑 얼굴이랑? 어 뭐, 묻어있는 또 하나 있는데? 아살 빠지,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밥을 좀 안 먹었어 방송 때문에 핑계는 아니고 진짜로 거의 풀방수 했잖아 예전에 GTA 할때 그것 때문에 살 많이 빠져가지고 아 많이 빠졌어요 살넌 언제 할 거냐? 어 거의 이제 거의 8kg, 8, 9kg 빠졌으니까 제가 뭐지? 70kg에서 현재 제가 제 몸무게 61.9kg, 62.2kg다 딱 61.2kg 아니 봤잖아 이거 그러니까 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방, 아, 방송, 방송하면은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 은근 효과 있어요. 여성분들 특히 여비지 하시면요. 살이 쫙 빠집니다, 예. 헬스가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아, 제대로, 아, 요즘에 잘, 잘, 잘 보고 있어요. 먹을 때는 대신 많이 먹어요. 먹을 때는 저거 안 가리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하는 거지, 이게? 여기 길 있나? 어 길이 아 길이 있었네 아닌데 뭐지? 떼기장님 맞습니다 먹방? 먹방하면 마스크 벗어야 되지 그건 안돼요 절대 절대 금지 뭐지? 봤잖아! 다 봤잖아 다 봤잖아 길 없어? 뭐지? 아 먹방 하시는 분들 대부분 운동 많이 하시죠 그쵸? 오쉣 하여튼 아, 증거 하나 찾았죠 저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아 왔던데 참 반복하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뭐지? 이런 이런 나쁜 기분은 뭐지? 시야가 너무 비좁, 비좁게 보이니까 뭐 할 수가 없네 진짜로 이, 쪽으로못 가고 이쪽으로 쭉 갈 수 있나? 아 눈모띠님이요? 제가 눈모띠 할때 기분 좋을 때 하는 그 눈모띠입니다 원래, 원래 닉네임 뭐였지? 나는 눈꽃님 왼쪽에 손, 손목에서 나왔다고 진짜로? 형군이 맞았습니다 리하이요 어, 어떡하는 거지? 설마 좀비가 있을까 아까 발전기 돌렸으니까 엘리베이터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가보자 그렇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이거였어 이걸 못해서 이때까지 헤맸던 거였어 이걸 못해서 헤맸던 거였어 여러분들 이걸 못해서 이걸 이거 하나 못해서 발전기 돌렸으니까 가는 거였는데 오호. 야! 안 움직였다고! 안움지였는데 어? 밑강 스승이 맞습니다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세요. 하지 맙시다. 스포하지 마시고. 지금 말렸다 말았어, 지금. 스포하지 마. 스포하는 거 그냥 체크해주세요. 별의 호응이 맞습니다.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내가 거든 나쁘지 않을 거야. 나쁜,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봐도. Josh. 자 지난 이야기. Josh. Oh, oh, very good. <laughs> Every one of you, you got my name. <laughs> and after all you've been through,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I mean, how does that feel? Right? How does it feel? Do you enjoy feeling terrorized, humiliated? I mean, panicked? All those emotions 이거 뭐지? that my sisters got to feel once, one year ago? Only, only guess what? They didn't get to laugh it off. No. Nope. No, no, no. They're gone. I don't know if you noticed this, Josh, but none of us are laughing. Oh, calm. 잠시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유혹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일단은 한명 오른쪽으로 해달라고? 일단은 이게 예전에 초기 때 두 명의 두 명 이게 평화로운 이제 친구 친구 집단 중에서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이 괴롭힘 당했어요. 여자 한 명이 괴롭힘 당했는데 이 이 한 명이 오빠가 죄였어 지금 아까 가면서전에 감번에 어그니까 1년 전에 있던 사건에 내 동생도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 지금 얘들한테 그치? 그러면서 니들도 당해봐라 이거 같아 지금 그치? 근데 거기에 연관된 새끼가 사이코패스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그치? 한 명은 복수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자작극을 한 건데 한 명은 살인마가 또 있을 것 같아 예상 예상에는 그치? 복수선이네 그러니까 어 이제 알겠어 Come, come, come, come. Why the long faces? Come on. It's good to get the heart racing every now and then, right? 스포 체금 체금 시켜주세요 형님들 스포 바로 체금해주세요 안되면 강퇴 강, 강, 강퇴 가능해요 그 강퇴하시면 돼요 재미없지 스포 하면은 오른쪽으로 못 붙여요 여기 제가 붙이고 싶은데 아예 못 붙이더라고요 아 가짜 시태였다고 저기? 와 이게 가짜 시태라고? Hook, line, and sinker for every little stinker. Josh, why are you doing this? Yeah, don't even ask this. 저게 가짜라고? 와 오바 떠고 있다 오바 떠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너구툰이 맞습니다 이거 코, 코난이 와야 돼 코난이 이거는 Revenge is the best medicine. You're done. Mike, he's sick. What? Come on, you guys are all gonna thank Wow. me when you guys become 연극 쩐다, internet 진짜, 쟤. sensations. Wait, what? What? Oh, you better believe this little puppy's going viral. 다 ladies 연극이었다고, and 이게? germs. I mean, we got unrequited love. We got we got blood. I don't think there's enough hard drives in China to, to count all the views we're gonna get, you guys. What are you talking 그냥 말을 about? 안 듣는 you 사람이라서 그냥, asshat? 추- 그냥 추방할게요 Jessica's fucking dead. What? Did you hear me? Jessica is dead. You are gonna fucking pay, you dick! 야, 죽인 거 아니야, 저 정도면은? 저 정도면 죽인, 죽인 거 아니에요? 겁나, 후루, 겁나 세게 후리쳤는데? 누군이 이종수 닮았다고. 이종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몰라. 쏘, 쏘리야. Where are we going? 잠시만요. Where are you guys taking me? Locking you up, bro. What? 됐다. 코, 그 코가 간지러웠어요. FB 원이 맞습니다. 당제 스폰 너, 너는 할필요 없잖아, 그치? 원래 스폰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치? 원래 스폰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거야. 일종의 매너죠, 그치? 넌 당해도 싸, 당연하지. Are you insane? Like, like, like, really? Do you not understand what you've done? I'm a healer, man. I bring people together. Not like you assholes. 마스크 That's <laughs> 멋있다 enough. 고마워 일단은 고마워요 어 나는 킨 작아 그래서 그나지 뭐 자신감도 키가 작기 때문에 Want to see? You're 비용 이 새끼 suckers 쳐맞아 can't 뒤져야 take 돼요 the 어떻게 joke. 저런 거다 연구를 하죠? Oh, oh wait. Did I hurt you? Did you just you feel a little little bit of pain right now. I am so, so sorry. Stop it! Jesus, dude. Stop! Michael, I'm sorry, man. 와, 다 자사극이었어, 근데. 거의. 와, 대박이네. 원래 여기 눈, 눈꽃 모양 그려져 있는 거 하나 살라있는데. 나중에 뭐 사야지. 사가지고 그 끼고 해야지. 난 어떻게 믿으라고. 그치 당연하지 이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지 <laughs> <laughs> 얘 사이코패스다 진짜로 야, 진짜 개또라이에요 진짜 밤에 갈매님 맞습니다 좀더 참아야 돼 뺨따구를 이제 천, 천만대를 맞아야 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박준영 거슬이 맞습니다 guy just to try like this, guys. Huh? Not like, not like you got the guts to really do anything about it anyways. 자 공격적으로 합시다 공격적 계속 공격적으로 really really really need to shut up man oh 다음에 가야 될 이야기요 I I I mean I I don't even know what you mean because I I don't have anything to regret 아니 근데 어. 죽이는 건 좀 그런데 야 솔직히 죽어야 마땅한 새끼야 얘는 말도 안 되는 새끼야 그냥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거야 이 정도면은 그치? 이거 어떻게 연극으로 해 이거를 그치? 안녕 갈매기 반가워 내가 눈 곳이에요 uh. oh, 나 같으면 바로 한 대 차야 되는데 쟤 ties. That's where it's. In God's name, is he talking about? This is hard to watch. Hostage types. You ever say this kind of shit before? For at least No, three I've never- never hostages seen him like or your this. money back. 와 진짜 개 또라이다 쟤 개, 개 또라이인 것 같아 진짜 Stupid, stupid, stupid. Chris and Ash. Chris is an ass. Ashley's a dum dum. I, I'm sorry, what did you say? Well, I said you're a dummy, dummy. <laughs> 야구바다로 머리 한번 후려쳐줘야 돼 진짜로 Ashley, I'll get you out of this. I won't let you die. Oh, I never imagined in my wildest dreams that you liked me. Stop. You know what that sound is? It's the sound of never kissing Ashley, you pussy! Stop. Yeah, you know, you might as well let Ashley sleep with Mike. I mean, at least he's got some notches in his belt, you know? He'll treat her. 와 진짜 스토리가 right. You're fucking pathetic, I'm Christopher. gonna beat his head off. Don't listen to him. Not worth it. Hey, Mike. Mike, Mike. 나 같으면 Mike, 후려치겠는데 안, 어, 후려치지 않았네 Mike, What? 정서원이 누구야 what happened? 연예인 얘기 되게 많이 Jess, 나오네 Mike? <laughs> You know what happened? 나는 나는 나야 오케이 No, I, I don't. I got a problem, Mike. I don't remember killing Jess. 아 개그만 개그맨이라고? Christ. No, I mean, like, I feel like I, I would remember killing her, you know? She's so soft. And she's probably got, like, a really tight bod. Shut your fucking mouth! 무당 해제! 그렇지. Seriously? What? what? Did you think I was gonna shoot him? I, I don't know. Come on, Chris. You know me better than that. Yeah, Chris. You know me better than that. Uh, yeah. Well, just next time, give me a heads up, all right? Oh, you poor. 아나 무장해제가 총알에 총 있잖아. 총에 있는 그 레버를 풀어서 진짜 쏴서, 쏴서 죽이는 건줄 알고 죽일라 했는데 쟤. 쟤 죽일라고 일부러 무장해제하는데 아닌데. Stay here with this 때리, 때리기보다 그냥 죽일라 했는데 안되네요 에이씨 저런 무상해제가 이 뜻인지 몰랐어 예. 선생님 리아요 얘라 쪽팔려 아 추워 뒤에 패디 끼고 패디 끼고 오셨어야지 너무 추워가지고 자 지난 얘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지나갑니다 자 조시가 낚은 거였어요 친구들을 여태까지 근데 죽은 애들은 뭐야 다자 이동아 잠시만 저 커, 사이다 한 잔만요 What? Did you hear me? Jessica is dead. you were gonna fucking pay, you dick! What happened with Jess, Mike? I don't remember killing Jess. Christ. Oh, God. Oh, my God, Matt! 파트너 미션 실수도 은근히 많았어. 음, 그건 인정. 아! 여러분, 이제 폭로죠 이제 갑니다. 스토리. 잠깐 잠깐 사람 같은데 쟤. Oh shit. 음, oh, 착한 사람 같아.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도와주고 있어, 지금. Oh b 아마 화염방사기를 들고 있었으니까 졸았을 거예요 아마 어 무기 들고 있었잖아 무기가 없었으면 그냥 누구세요 후얼유 이러는데 무기 들고 있으면 나도 놀라지 그치 죄송해요 아 신호탄이구나 oh 아, 또 혼자 모험을 해야 돼요 또 나홀로 나홀로 몸이네 아 큰지러워 마스크 쓰면 안 좋은데 왜 근지럽네 여기 어떤 곳이 폐광이 있지? 자꾸 자꾸 폐광이 있네요 천천히 오쉣 그냥 박쥐지 그냥 박쥐 그냥 박쥐 그냥 박쥐라고 해줘요 네 여기에서 가봅시다 먼저 틈새로 들어가기 나닝인을 위하여 반갑습니다 이슬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왜 이러보는데? 자꾸 왜 위로 보지? 아 움직일 수 있구나 와! 아! 오! 어! 어! 저 뭐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잠만 진짜 저 뭐냐 저거 진짜 아이슬쟁이 반갑습니다 오무웅님 반갑습니다 닝기님 반가워요 얼음 치척이라고 저게? 저개물인데 그냥 개물새끼인데 안녕! 안 움직이고 있다, 안, 안,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였다 진짜 안 움직였다 안 움직였지 그치? M 아쉣 쏘리 쏘리 쏘리 제목 뛰었네 뛰었네 뛰었네 뛰었네 진행은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중반 중반 이제 중반 온것 같아요 지난 거 보, 지난 지난 일 지난 일 한 거 보시려면 유튜브 하시면 돼요 유튜브 유튜브 주소는 개인 방송에 제가 공지 잘 해놨습니다 뭐지 뭐지 오늘 엔딩 모를 모를 거야.